안녕하세요 와이셔맨입니다 차 오늘은 호불호 음료수라 불리는 아침 햇살을 마셔볼 건데요 그러면 아침 햇살 1리터를 원샷해 보겠습니다 차! 초창적엔 굉장히 맛이 없었는데요 한 살 한 살 한 살 나이가 들다 보니까 조금씩 맛이 있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원하시는 음료수 원샷이나 믹스 리뷰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든지 원샷하는 남자 원샷맨이었습니다 차!